골프하기 참 좋은 날씨다. 젊은 시절 홀인원도 했던 우리 아버지다. 퍼팅 연습 끝내고 첫 홀 티샷을 하는 아버지. 아버지는 골프 사랑이 남달라서 남들이 봤을 때는 참 괜찮은 샷이지만 본인은 만족을 잘 못하는 편이다. 저거 봐, 또 고개 갸웃거리지. 괜찮은 샷이었구만. 세컨샷 멋지게 날렸지만 옹그린 못하고 밖에서 어프로치. nice 어프로치. 전홀 par save하고 자신감이 더 넘치는 아버지 우리 아버지 공 잘 맞았을 때 나오는 행동 <laughs> 히히 나의 클럽이 보이는구만 여기가 바로 문제의 홀이다. 저기 보이는 해저드. 저것이 문제였다. 역시 11만 뷰의 멋진 스윙. 그러나 볼이 물속으로 빠져버렸다. 심기일전 의지가 불타오르고 있는 아버지 빈수윙도더 열심히 열심히 하는 아버지다. 타겟 한 번 보고 또 한 번 보고 오 만족하는 눈빛 다음은 오르막 경사 second shot. 역시 멋진 스윙 날씨 참 좋고 어려운 나이에서 어프로치 스윙도 멋지지만 어프로치 정말 잘하시는 아버지다. 사실 여기서 shank 나서 멀리 날아갔으면 더 웃겼을 건디 반전 없이 nice 어프로치 열심히 일한 당신 마음껏 즐겨라 라는 글귀가 생각나네요. 세상 모든 아버지들 모두 모두 건강하세요. 계속되는 코로나 시대에 단 한 번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고 늘 청결하게 건강 유지하는 우리 아버지다. 요즘 애들 말로 묻지다 묻죠. 아버지, 마지막 홀, 멋진 스윙 날려주세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